가요? 지금 이제 저희는 립을 먹으러 갑니다. 맛있겠다. 저희는 여러분 립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맛있습니 생각에는 13만 루피아, 만 루피아, 이게 만 5천 루피아 정도 요 1위. 10만 원. 이건 10만 원. 어때 아예 쭉 있는 것 같다. 즉흥적으로 들어온, 들어가는 여기 뭐, 안 먹어 미고랭인가? 아유 아, 시 고랭 베이베 와이프 베이베 여러분도 생하셨겠지만 토마토 아닙니다 멜론 아닙니다 워터멜론입니다 뭐, 미고랭인가? 아유 일 아, 와이프 예쁜 거 먹어라 와이프 예쁜 거 먹어라 이게더 큰데? 난다 떨어진 거먹야지 아. 방금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테이크아웃해서 왔는데 맛있나? 일단 맥주랑 음 아니야 마이무 맥가 꽁기냐 맞아 내아안 써주다 네, 여러분 보시죠 이 지금 저는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스프라이트 시키고 와이프는 지 혼자 맥주 시키고 빙땅 레몬맛으로 네, 짠 할게요 가게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 수영장에 있는 호텔인가 뭔가 보겠네 이런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타다키마스 인도네시아 음식이 저는 솔직히 입맛에 많이 안 맞아서 여기 어, 그 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아브리 스시 무료하세요 아브리 스시 무료하세요 야사이 템프라 以上です。 Oh, thank you. ah, thank you. Wow, that's beautiful. 2만 루피아 좋고 공장은 3만 5천 루피아 좋습니다. 다합서 5만 5천 루피아. 이불로 나.